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생일입니다 아 취미네 아니 뭐 다들 다들 뭐 알, 알람 받아? <laughs> 왜 왜뭐 요즘 라이브 하면 다들 들어오네 아니 생일이라고 저, 저 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예, 예, 예. 아 이런 거 어디 파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구한 거지 이거? 아니 고양이 고양이 인형 고양이 인형인데 얘가 이 생일 모자를 쓰고 있잖아. 이 어떻게 이런 걸 팔지? 어, 좀 무서운데, 이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회사 직원분들이 좀 귀염뽀짝해진 것 같아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사마구. 아, 제가 아직 생일 안 됐네. 7분 남았네. 그죠? 네, 7분 남았어. 네, 생일이 아니야. 이응 이응 지금 뭐하냐 너? 지금 회사야? 어 방금 퇴근 지민이가 이제 그 음방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6분이 남았어요 완전한 생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음, 다 생일인 줄 알겠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저 올해 선물 선물 뭐 받았지? 수치타에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술 선물을 많이 해줘 술을 막 그렇게 먹지는 않는데 잘 작년에도 썼던 것 같은데 원래 생일에 소원을 비나요? 생일 소원이라는 게 있나? 한국 춥냐고 한국 좀 따뜻해졌어 오늘 10... 5도? 17도? 뭐 이렇게 되던데 어, 준비 잘 돼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부터 라이브 연습을 들어갔는데 제가 2016년 8월 16일 날 어거스트 D 처음 믹스테이블를 냈더라고요. 어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셀리를 다 짜고 이제 듣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나는 내 노래인데 이게 <laughs> 너무 낯설더라고 옛날 노래들이 내가 지금 약간 낯가리고 있어 내 노래들 <laughs> 슈취타 다음 방송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저도 사실 녹화를 하는데 그 발 그 release 날짜를 잘 몰라요.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이 좀 커져가지고 형님 인도네시아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죠. 자카르타. 이제 곧 12시군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케이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뭐 회사 직원분 말로는 슈가와 어거스트 디라네요. 귀염뽀짝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다따다. 다시 불러볼까요? 아, five, 아, six, 아, five, six, seven, eight.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슈가 생일 축하합니다. 3월 9일 생일인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네 케이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양이 풍선을 보달라는 분이 많으시군요. 서른인데 왜 어려 보이냐고요? 저도 의문입니다. 나이가 서른인데 말이죠. 저도 이제 2월이면 다시 서른이 됩니다. 나도 왜 안 늙는지 의문입니다. 왜 머리 잘랐냐고요? 그냥 자를 때 된 것 같아서 잘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라도 막 엄청 자른 게 아니라 길긴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불편해가지고 머리끈을 아직도 하고 다닙니다. 뭐라는 거야 쟤 고맙다 지민아 채팅창이 너무 빠릅니다. <laughs> 정말 긴 머리가 좋냐고 짧은 머리가 좋냐고 저는 뭐어 저도 둘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 머리 길른 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laughs> 근데 머리 자르니까 엄마가 더 아쉬워하더라고. 왜 잘랐냐고 막. 엄마가 긴 머리를 때 엄청 좋아했어. 긴 머리가 그 제가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어, 그 이게 세팅 안 하면 그냥 맨날 묶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긴데? 지금도 막 짧, 엄청 짧은 머리는 아니에요. 사실 앞 옆머리는 지금도 긴 것 같아. 마리모 봤어요. 마리모 슈가 봤습니다. 서른 살 된 기분이요. 사실 나이 먹기 싫어요. <laughs> 난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영원히 24살일 줄 알았어. 화려한 머리 색육을할 생각 있냐고요? 화려한 머리 색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 화려한 머리 색을 보고 싶습니까? 더 나이가 들면 막 핑크색 이런 거 하면 좀좀 조금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서른 살 된 기분. 음. 서른. 어릴 적에 서른이 되면 완전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릴 적에 서른 살, 서른한 살 이 삼촌들 보면 다들 진짜 어른이었거든요. 그 저는 아직 <laughs> 깬것 같아요. <clears throat>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줄 알고 포토북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포토북 처음 봅니다. 예, 이게 풀 패키지로 나온 거 처음 봐요. 사진들은 봤는데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나 잘 나왔네 어머머 뭐야 뭐야 이거 잘랐습니다잘랐네요 이게 아직 배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배송이 시작됐나요? 받으신 분 있어요?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하나 어 이거 잘 나왔다 아 나는 그 포토카드 셀카 찍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한 장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다 아직 배송이 안 됐다고 이거 보면 아, 이거 영상 같은 <laughs>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 들어갔어요 잼민윤기 들어갔어요 잼민윤기 잼민윤기 요즘 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되게 이런 이런 이제 dynamic한 표정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셨어요. 그 옛날 화양연화 때 몇 컷 사진처럼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표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거 저거 LA였나? 아니 라스베가스였나? 라스베가스 끝나고 줬구나 라스베가스 콘서트 끝나고 밤에 뭐 하냐고요? <laughs> 들어서 자야지 모르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저랑 친한 포토 실장님 이 찍으셨어 김영준 포토 실장님 찍으셨어 인스타에 그 약간 화보처럼 올라가는 사진 찍어주시는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라고요? 트위터 뭐 어떤 사진 올라왔는데? 홀리 어떻게 지내냐고 홀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홀리 안 본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라이브 연습품하고 지금 이 라이브 기다리고 있어 어깨 아프냐고요? 오른쪽 어깨가 뭐 먹으라는 거 비올라 그러나? 여기 왼쪽 어깨 아니에요. 이게 좌우 반전돼 있어서 오른쪽 어깨입니다. 뭐, 뭐, 잠을 잘 못 잤나? 여러분들 정말 투어 많은 도시, 많은 나라 가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laughs> 역대급 투어 스케줄이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밖에 비 오죠. 약간 어깨가 좀 뻐근한 비호가 오더라고 댓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멍해져. 이렇게 <laughs> 그, 아, 네, 갑자기 재밌는 댓글 만 <laughs> 아. 아니 갑자기 재밌는 <laughs> 댓글이 와서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나 저거 <laughs> 저걸 알아버렸어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그 뭐냐. 그치 지민 영통 팬면서 나왔지 아 우리 지민이랑 이야기하는데 <laughs> 아니 우리 그 회사 안에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그토르바이투에도 애들이 영, 영통 팬싸를 하고 있더라고 지나가서 이제 아 요즘 저런 것도 하는구나 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laughs> 누구지 나 수빈이 거 맞나? <laughs> 아 잘하더라 수빈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내 지민이한테 빨리 연습하라고 너도 빨리 연습하라고 어 아미 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좀 시키면 야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돌력 딸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laughs> 그 연습하라고 <laughs> 그런 이야기 했던 와 잘하더라 진짜 와 몇명 봤는데 아, 진짜 잘해. <laughs> 지민아, 연습해, 빨리.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빨리 연습해. <laughs> 지민아, 연습해라. 내 네, 영, 영통 펜스 할 때 내가 걸어대, 지윤아. 어. 끊을 거라며, 제 <laughs> 영통하면. 나, 내 얼굴 뜨면 바로 끊을 거라며. 짐에 몇 개, 자, 자, 짐이 들어온 김에, 자, 용통 펜사 챌린지, 오케이, 봅시다. 음. 요즘 우리 유행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맞네, 뭐 챌린지라는 게. 야. 이게 이게 그거 이후로 그런 거죠? 이게 그 코로나 이후로 생긴 거죠? 영통 팬싸가? 지금 연습하라 많다야 챌린지 어마어마하네 기타 연주를 해달라고요? 간만에 기타를 잡아볼까? 기타 줄가 기타 줄이 사갔어 지금 그 카드 안 쳐가지고 진짜 오래돼가지고 뭐야 박씨 뭐라는 거야? 아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이 노래 맞추시는분 나오면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순서였어 devil 술잔 앞에구 잠깐만 가서 가사 띄워놓고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Mm-hmm.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같은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마지막이 그립던 말들로 묻어버리기 못다 예. 비온다 하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늦었고 12시 반입니다 음, 많은 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굿나잇! 안녕.